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, 오늘은 여기가 한국이 아니죠 바로 필리핀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왔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해발 거의 한 4,500m 정도 좀 고산지대로 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저기 보이죠 안개 낀 부분에 가서 사슴벌레, 장수풍뎅이, 하늘소, 뭐 아틀라스 나방 뭐 이런 것들을 채집하러 갈 건데요. 바로 여러분들 필리핀 채집에서 못 봤던 등화 채집입니다. 등화 채집을 가가지고 진짜 크고 멋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쉬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보시면은 우리 에그 박사님도 에그 박사님도 함께 했습니다. 그럼 가시죠. 오! 어? 혹시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 오! 어? 오 어, 에그 박사님 아니세요? 어, 안녕하세요 에그 박사입니다 옆에 카멘님까지 예. 와 이런 우연이 다 있나 혹시 월드스타 정부르님이신가요? 아, 아, 아. 자 첫날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네네네 지금 첫날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요 지금 여기서 포카서스나 뭐 기라파나 뭐 버게티 뭐 그런 기대원 장수풍뎅이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, 요번 목표는 이제 타란툴라까지 진짜 한번 꼭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3시간 정도 등산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야, 이게 이제 등화 채집할 때 쓰는 발전기입니다 Generator. 여기가 입구인가봐요 가나요? 어 소똥 냄새 좀 나네 여기 목 와. 오 저기 저기에 이제 녹차 보성처럼 약간 돼 있는데요? 커피 아닌가요? 커피인가요? <laughs> 아, 야 나무 타서 메밀 잡으시는데 놓치셨어.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전기와 천을 이용해 가지고 등하 채집을 시작할 건데 대략적으로 보니까는 좀 약간 탁 튀어진 공간이에요 우리 에그 박사님 양 박사님이랑 다 있죠 자 어, 이렇게 지금 360도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 약간 이런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채집 시작하도록 할 건데 아직 안 어두워졌어요 계속 간식 좀 먹다가 오, 보여드리러 할게요 아,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네요 양 박사님 어예예예 예, 예. 올라오자마자 드시는 어. 거예요? 자 한국에서 공수해온 초코송이에요 초코송이 아 네. 초코머시름 푸르니 하나 드세요 이게 제일 이제 그 식물이랑 닮은 과자라고 해가지고 예. 어, 핫트렌드죠. 아 근데 저는 이런 거 안 먹고 원래 곤충자만 먹는데. 아 그거 봤어요 중국에서. 예. 저 그런 거 아니면 안 먹거든요. 음. 하나 주세요. 이거 맛있는 하나 주세요. 생물이는 자연에서 간식을 공수합니다. 이렇게 과자는 먹지 않아요. 헤이! 버섯인데요? <laughs> 야 바로 먹어버렸어요. 안 먹었어요. 안 <laughs> 먹었어요 이거. 여기 보면은 나방이랑 이 작은 풍뎅이들은 키자마자 날라왔어요 오오저 여러분들 야 지금 크진 않지만 검정콩 풍뎅이랑 거의 흡사한 친구가 한 마리 날라왔네요 야 어디가니 야 어디가니 <laughs> 이곳에서는 이제 코카서스 장수풍뎅이가 나오는데 야 한번 좀 기다려봅시다 어. 야, 자 여러분들 지금 사슴벌레 부치가 날라왔는데요. 오, 진짜 크죠.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.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훨씬 커요. 야, 잡아봅시다. 오, 와 대박이네. 야, 자 여러분들 옆에 보면은 털도 많고 야 더듬이에다가 눈알도 이쁘네 이거 보세요 짱 크죠 처음으로 날라온 갑충류예요 야하 와 자 여러분들 야 진짜로 와 야 이번 필리핀에서 못 봤던 바로 이 코카소스가 야 여기 인도네시아에 와서 보게 되었는데요 자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 와 멋있네요 얘가 한 적어도 10cm에서 11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아르고 프로라는 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나왔네요 등화를 킨지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와 이게 <laughs>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여기 손 누면은 손톱깎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, 그렇죠. 예 찝히거든요 야 우선 처음으로 만나봤습니다 뿔 한번 제가 건드려 봐도 될까요? 네 만져보세요 양 박사님 야, 야, 야, 야. 야... 꽤 성격이 온순한 것 같은데? 어 얘가 지금 근데 상대적으로 좀 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음. 조금 성충된 지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이야 저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피메일 앙컷 날라왔대요 앙컷 앙컷 와저 여기 앙컷 날라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 손에 지금 이렇게 한 쌍이 와암컷이에요암컷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얘는 6cm 이상 되는 것 같고 잘 안 보이시죠 한번 제가 끌고 나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와 진짜 크다 이게 키로 암컷의 약간 특징인데 등이 약간 초록색이 약간 등갑이 되게 푸르딩딩하죠 아틀라스도 그런 면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코카서스 앙커까지 굉장히 팔팔하고 태어난 지도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우왕 이뻐라 한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오 <laughs> 수컷을 밀었어 <laughs> 세라 세람비시리 세람비시리 아 여태튼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폭파넬스 과인 것 같아요 와 벨리코사 야, 자 여러분들 와 확실하게 많이 날라오는데 오돈툴라비스 벨리코사까지 야 수컷이네 오 야 멋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예 예. 예. 예. 여기 폭파늘 수까지 자 우리나라 거는 그렇게 멋있진 않은데 이 친구는 멋있네요 와 l 음아 t o 아, i t 조조 maybe 오 tomorrow night or uh, tonight maybe can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옥시 덴탈리스라는 사슴벌레인데 굉장히 소형종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나 내일모레 보면은 뿌리 길수긴 대형급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까 보셨던 거 베리코사 베리코사 앙컷인데 이 친구는 그래도 사이즈는 그냥 준수한 것 같아요 예, 제가 알기로는 준산 사이즈고 등갑 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힘도 좋고 오 좋네요 야 진짜 옥시나 이런 것들 맨날 표본으로만 봤었는데 어 작지만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안녕 어떻게 수컷이 양컷보다 작아 <laughs> 아 이쁘다 이쁘죠 여러분들 아 뭐야 이쁘죠 여러분들 와 아, 근데 진짜 우선은 얘네들이 증화 때문에 날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그냥 그냥 이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고 있어요 등화 때문에 날아가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사마귀 부치도 날라왔고 야 오랜만에 진짜 좋은 구경하는 것 같아요 해외 와가지고 아 이거 보세요 코카서스 지금 코카서스가 암컷이랑 막 이것저것 날라오긴 하는데 좀 다양성 있게 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울어 아,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코카소스인데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코카소스 친구 야아아아 아, 아, 아, 아. 아.